가 초기화되었습니다. 야, 튀김. 네. <laughs> 뭐 눌렀어. 지고 안돼 내려. 요 네. 뭐 안에 있어? 엔지 자, 자. 아이고.